연애의 맛황미나가 김종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미나는 1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과 제주 여행을 함께 했다. 일출을 본황미나는 2019년 소망하는 거 있냐는 김종민의 질문에 건강하고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하는 일가 잘 되길 바란다며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민은 새해 소망으로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황민아는 오빠도 건강해야 한다. 아직까. 기다라며 그를 살뜰하게 챙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오나나 댄스, 타임으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이 준비해온 담요를 목에 둘러주고 따뜻한 차와 영화까지 준비하는 모습에 의 그래요 자꾸마. 지막으로 볼 사람처럼 일하며 또 긴장했다. 하지만 김종민이 선택한 영화 노트북이 끝난 후 갑자 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김종민이 직접 준비한 100일 이벤트 영상이 펼쳐지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황미나의 모습에 그저 해맑게 웃던 김종민이 갈등 후던 진 두 번째 심쿵 고백은 무엇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수 김종민과 연애의 맛을 통해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황미나 TV 조선 기상캐스터가 일상 모습을 전했다. 황미나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황미나는 카페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황미나는 물오른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황미나는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스포츠니오스 온라인 뉴스팀 김종민이 황미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의 기상캐스터 한미 나와 함께 출연 중이다. 두 사람은 달달하고 과감한 애정 스킨십으로 연애 시청 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장면이 방송. 배에 담겨 훨씬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다른 예능에 출연한 김종민이 황미나와의 관계 죽음. 대당황하는 반응을 보여 하재다 김정민은 최근 방송된 해피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에서 김 준호가 황림과 너와의 현재 진행형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해봐라고 묻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신 김준호의 얼굴에 핫팩을 던지고 엉덩이에니 킥을 날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이용진은 조업보다 사랑을 택했다며 김종민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고 김준호도 저런 리액션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종민은 미안하다고요라고 말하며 김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 연애의 맛 김종민이 여행에서 갈등이 있었던 황미나를 위해 초로맨틱 놀이동산 이벤트를 펼친다. (15일) 방송되는 TV 초전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의 로맨티스트 면모가 드러난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내린 김종민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내린 황미나를 어둠 속에 혼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황미나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김종민은 수상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은밀한 작전을 짰다. 이후 어두컴컴했던 놀이동산에 하나씩 불이 켜졌다.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황미나 얼굴에서도 웃음이 번졌다. 앞서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100일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미나와 사계절은 만나보고 싶다는 진심을 밝혔다. 101 축하 이벤트를 위해 낚시터 인근 놀이공원 대역까지 직접 알아보기도 연애의 맛 김종민은 황미나를 위해 놀이동산 이벤트를 펼쳤다. 사진 슬래시 TV조선 황미나는 단둘이 즐기는 놀이동산 속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갑자기 여의 놀이기구 타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불안해했다. 김종민이 스포츠 놀이터 갔을 때 같이 못 타준 게 미안해서라고 답하자 이별하는 것 같아 이상해라며 걱정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이 준비해온 담요를 목에 둘러주고 따뜻한 차와 영화까지 준비하는 모습에 의 그래요 자꾸마. 지막으로 볼 사람처럼 일하며 또 긴장했다. 하지만 김종민이 선택한 영화 노트북이 끝난 후 갑자 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김종민이 직접 준비한 1 0 이벤트 영상이 펼쳐지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황미나의 모습에 그저 해맑게 웃던 김종민이 갈등 후던진 두 번째 심쿵 고백은 무엇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연애의 맛 하차설이 불거졌던 기상캐스터 황미나가 근황을 공개했다. 황미나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사진 속 황미나는 흰색 긴팔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 차림. 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보내고 있다. 셀카 사진에선 날렵한 턱선과 커다란 눈망울 등 변함없는 미모다. 황미나는 연애의 맛에서 가수 김종민과 커플로 등장하 몇 프로그램 인기의 1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두 사람의 분량이 사라지며 하차설. 아선 등호 박진영 기자 궁합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바로 터져나오는 김종민 황미나 커. 푸른 연애를 넘어 최고의 결혼수라는 내년 결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종민과 황민아는 지난 22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사주를 보기 위해 역술가를 찾았다. 점심을 먹으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내년에도 함께할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봤던 두 사람이다. 시종일관 달달함이 가득했던 두 사람의 궁합 역시 전생. 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좋기만 했다. 엽술가에 따르면 황미나의 사주엔 물이 가득했다. 엽술가는 웬만한 남자가 만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한다. 틈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